여러분들 그 댓글 중에 과일을 뭐 한 손으로 깨주세요 막 이렇게 사과를 한 손으로 깨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당연한 것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인데 마랑의 도전 중에 너무 쉬운 거는 도전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숙제야 숙제 오늘 과일 깨는 것도 숙제예요 아니 참외부터 시작하자 참 참외. 아. 니 이것도 조작이라고 사람도 많아 여러분 자 마랑의 도전 이제 과일 깨부수기 이렇게 해서 바로 아, 먹잖아 화가나 드세요. 이 그냥 이렇게 먹어. 맛있게. 이렇게 이렇게 깬 것도 아니고 이- 이걸로 깬 거야. 아, 형은 이제 이런 거듭 이건 구경이에요. 무데 <coughs> 우리 것도 무거데 뭘로 깬 거야? 아 메로님 요새 철이 아닌데 왜 나왔어? 이거 먹고 싶어. 아 먹고 싶어서? 이거는 아, 공식적으로 두 손이야. 다시 손으로 안 돼요 허벅지 자 이거는 이제 결을 따라서 바로 하면 돼요 자, 자를게요 <laughs> 어너 싱싱한 거 골라왔다 다시 할게요 내가 소리가 없어 <laughs> 이렇게 팔면 안돼 급했어 유통하기 위해서도 그 도둠에서 잘못했어요. 잠깐만. 어? 뭐야 이거? 자, 자 반복. 음. 올해 아직 수박을 못 먹어가지고. 아니,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과일로 얼마치를 산 거야? 어떻게 잘라줄까? 세로요, 가로요? 가로로. 아 가로로 아. 가로.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자 아, 왜? 아직 안 했는데? 기합 넣 거야? 아니 뭐 옷에 튈것 같아서 아이 형옷 아, 벗었다 와 우선 깐 바로 이제 바로 제가 자야 뭐! 이거 소리 같다 <laughs> 야 이거 못 먹어 이거 어린 수박이야? 수박은 역시 아, 음성 음성이 요새 그 음성이 그렇게 좋은 데였어? 아 진짜 그, 그, 장난 그만할게요 오늘 운동하거 와서 아. 벤치프레스 120kg를 오고번 하고 와가지고 아 안되겠네 진짜 아. 야씨 야 음성 수박이 대박이다. 아 음성 수박 진짜 드세요 진짜 대박. 아 진짜 음성 수박 드세요 나 감동 먹었잖아 이거 유기농이야? 와 이거 진짜 유기농이에요 아, 진짜 나 탈가 좋아